골라줄문 열려 네가 나간다며 문 네가 나간다며 페퍼가 나간다 했어요 왜? 왜요 왜요? 엄청 더럽네 근데 이상해 뭔가 엉덩이 왜 저렇게 하는 거야? 아 괜찮아. 용이야, 네가 하얘 마음 훔치느니? 서! 옳지. 코! 코! 는줄 알고 용이 좋아. Thank you. 용이 이뻐? 용이 귀여워? 지금 용이 거기 있어 용이 어디 이뻐? 영이 데려 영이 이뻐? 이뻐 봤어 방금? <laughs> 머리를 <laughs> 콕 찍었어 귓속말 몰라 몰라 몰라 놀재 영희야